방송에서 보고 싶다고? 여러분 시끄러울걸요?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요 내가 한번 갖고 와볼까? 이게 해금인데 잠깐만 이렇게 좀 걸쳐놓고 여러분 한번 맞춰봐요 대두님 못 맞췄어 지금 이게 내 소리가 약간 좀 잘 안 맞거든 <laughs>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줄일까요? 끼익 끼익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거 또 음을 맞춰야 돼서 <laughs> 이상하다 아 힘들다 아 힘들다 <laughs>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? 원래 원래 이 해금이 조금 구슬픈 음을 갖고 있는데 <laughs> 정답이 뭐예요? 달아 달아 타라 타라 밝은 타라 이태백이 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음이 안 맞아 이 조율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음이 안 맞아 음이 그럼 처음부터 잘 끼면 천재지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나보고 의외로 소리를 잘 낸다고 하셨어